안녕하십니까 땅현이의 생각 창고의 땅현이입니다 우리가 술과 함께 가장 많이 먹는 음료수인 커피 우리는 이 커피를 시험기간 때 잠깐 졸음을 내쫓거나 집중력을 올리고자 할 때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요 우리 모두 이 커피 안에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각성된다는 사실은 모두 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어떤 원리로 우리의 몸과 머리를 깨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 카페인, 카페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카페인의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피곤해지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에 adenosine triphosphate, ATP라는 분자를 만들고 분해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물질이죠. ATP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끝까지 방출하고 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결론적으로 남게 됩니다. 효소가 아데노신을 다소 없애더라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아데노신이 우리 머릿속에 축적이 됩니다. 머릿속에 쌓인 아데노신이 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면 잠이 오고 아,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아드노신 생산량과 머릿속의 아드노신 양이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 활성화된 아드노신 수용체가 적어서 개운한 것이죠. 반면 카페인은 아드노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드노신 수용체 대신 결합해버립니다. 일단 결합하고 나면은 수용체는 아데노신과 결합하는 게 불가능해지기에 졸음이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카페인은 아데노신과는 반대로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려 신경세포를 흥분시킵니다. 즉, 우리의 머리가 깨어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잠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활동을 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아데노신과 구조가 유사한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수용체와 대신 결합하게 되면 아데노신과는 반대의 효과를 내과 동시에 수용체에 아데노신이 결합을 하지가 못하니 우리는 졸음을 느끼지 않고 각성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어? 이게 바로 카페인의 원리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카페인의 원리죠. 그러면 호기심 많은 우리 친구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험 기간 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카페인에 내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어, 카페인 내성이라는 말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카페인에 대해서 정말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많아진 카페인 때문에 아드노신이 많아도 수용체에 결합을 하지 못하니까 즉 반응을 하지 않으니 우리 몸은 그냥 수용체의 수를 늘려버립니다 아드노신을 결합시키는 수용체의 양이 늘어버려서 같은 양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빈 수용체의 아데노신이 결합을 해버리니 이전만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상황은 역전됩니다. 방금 말을 바꿔 말하면 수가 늘어버린 수용체 때문에 이제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데노신이 그만큼 수용체에 막 결합해버리니까 피곤함을 더욱더 느껴버리는 것이죠. 피곤함을 피하려고 점점 카페인의 섭취량을 늘려버리고 그렇게 카페인의 중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 때 피곤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 부산태가딱 그 그것인 것이죠. 이렇게 중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커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피곤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카페인 때문에 근과 머리가 지쳐있을 때도 지쳐있는데 오늘 하루쯤은 잠깐 우리 몸도 회복할 시간을 가지게 하루 정도 카페인을 쉬는 것도 어떨까요? 이상 카페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는 땅현이의 생각창고의 땅현이었습니다 어때요? 일상 봐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재밌지 않나요?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현이었습니다.